너무 귀엽죠? 이렇게 얌전한 시바 본 적 있어요 여러분? 오! 오! 오! 아하하하 내가 이겼지 야다 덤벼 3대 1로 싸워줄 수 있지. 차라. 곰댕이. 혹댕이 형제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안 하냐? 음, 귀여워. 나 새끼 귀여워. 와봐. 와봐. 와봐.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? 아유 흡합 뱃소리 <laughs> 화났어? 갑자기 화나고 짖었어?